반지가 커가지고 지금 테이프로 감아놨어요 저희는 컨셉 베어드입니다 베어벳 파란 색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이죠 파란색 좋아해요? 앉아서 올라온 거잖아요 제팀 맞죠? 저 그럼 무슨 색 좋아해요? 너한테 말안 했죠? 형도 저한테 말안 했죠? 나는 팬분들한테 항상 파란색 좋아한다고 팬분들한테 말하고 있지 않는데 말안 했잖아요 너 노란색 좋아하잖아 옥진이가 노란색 저 하얀색 좋아하세요 말이 맞아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올리언 오브의 비주얼 신 규빈 씨가 입장하십니다 아 규빈 씨 아니네요? 아, 뭐야 어 규, 규빈? 아 이거 아, 네아형 얼굴 커 보여요 네 아, 음. 어 일자가 보인다 소감이 어떠신가요? 어제는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랜만에 군대이기도 하고 이제 네, 팬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긴장이 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진짜 하나도 안 돼가지고 연습을 아, 하는 아, 아, 것 같아요 나 네. 입장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아쉽진 않으셨는지 너무 아쉽죠 진짜 저희가 멋지게 돌아왔는데 그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밀포터 어땠어요? 별로, 잘했나요? 별로요. 별로. 아, 그래도 잘했다고 보겠습니다. 밀포터 어땠나요? 잘했습니다. 네. 다음에 규포터로 지나겠습니다. 네. 그럼 안녕. 안녕.